예능처럼 보 어. 그렇죠. 카메라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맞아. 하면 할 것같아 예능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원진 성형외과 김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진 성형외과 정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진 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진 성형외과 김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지성외과 손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저희가 그 가슴 수술을 하면서 그 보형물의 선택에 있어서 2019년 7월부터는 FDA에서 어, 물방울 보형물이 그 림프종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어, 물방울 보형물이나 텍스처 보형물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은 텍스처가 아닌 마이크로 우리가 smooth 부용물 종류의 기통을 쓰고 있는데 물방울을 우리가 쓰지 않음으로 해서 어, 이런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제품들이 실제로 어떤 ISO 기준으로 보면 smooth 타입에 해당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smooth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 너무 old fashion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사용을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5년 그 이전에는 또 물방울 보형물이 없었거든요. 동그란 보형물도 중력의 영향으로 사실은 모양 자체는 아래쪽으로 볼륨감이 많이 가게 얘기도 있었는데 물방울 고용도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꼭 물방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물방울 아닌 거로 또 사용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모양이 나오고 자체 촉감이 또 말랑거리고 좋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마이크로를 사용하면 네. 환자들이 이제 수술 직후 얼마 안 됐을 때 촉감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은 그 전에 물방울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직후에 촉감이 너무 좋으니까. 물방울 보형물이 사실은 형태적인 면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메커니즘 자체가 텍스처 보형물은 겉껍질이 두껍고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메커니즘이고 smooth 보형물은 유동성인데 고정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촉감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든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skin이 타이트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뻔한 몰빵을 보면 우리 밀어주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밑선 짧거나 skin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지금 말랑거리는 우리 마이크로 보형물들 로서는 수술 직후의 결과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게 도 사람 몸은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엘라스틱가 충분히 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밖으로 덮어놓은 것 같은 모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양이 훨씬 좋아져 있는 걸 저희가 실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로 가슴 위쪽에 스트랩을 얹어주거나 두어 달 정도 착용시키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양을 보고 있고 젤의 얼고노믹스 밸런스가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는 라운드 타입의 보형물이라 하더라도 누우면 퍼지고 일어나면 물방울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도 많이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어, 텍스처 고형물이 이제 FDA에서 어떤 제동이 걸렸고 그래서 예전에 텍스처로 수술하신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어,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들 추세를 보면 뭐 향후로는 이제 smooth 쪽으로 점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용물은 진화되고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어,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